자기 꺼내 꺼내 Turn 내 맘을 집어삼켜 바로 등골 b r e a 부모님의 등골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Bank you, baby. Hey,